모기 생일 축하해요 네 정말 생일 축하해요 빌보드 1위 가서 축하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, 그래미 어워즈 사실 뭐 음악인들 누구나 꿈꾸는 시상식이잖아요. 가서 단독으로 퍼포먼스 저희 노래 하고 싶고요. 어, 그 다음에 당연히 노미네이션도 됐으면 좋겠고요. 뭐 나아가서 상도 받을 수 있으면 어, 너무 좋겠어요.